하는데 캐릭터가 어느 분인지 몰라갖고 자 라인하르트 공략이는 유튜브 여러분들 녹화, 녹화 좀 할게요 라인하르트 공략입니다 왕의 길 위에 정크레딧 있어요 어 오시네 위에 위에 리퍼 2층에 리퍼 살아 살아 리퍼 뒤리퍼 뒤리퍼 뒤리퍼 리퍼 리퍼 팔아 팔아 공 준비되세요 저 잠시 뺄게요 방어 방어 잠시 뺄게요 공 준비되세요 헬프 어. 아 실 다른 다른 분한테 줬어 <laughs> 저기 저기 은근 힐주기 어려 어 나이스 이름 다르지 아 근데 하필이면 왜와어 여기도 살아났어요 여기도 살아났어요 아아 베르시 눕혔는데 어 힘들네 나이스 나이스 리퍼 아 좋아 좋아 좋아 대박국 난오 뭐야 리퍼 나이스 1 잠깐만요 나이스 나이스 1 뒤로 빠지네 뒤로 빠지 갈게 금방 갈게 금방 갈게요 가, 갑니다 어, 뒤에 리퍼 있는 거 같은데 헬프 치료 치료를 부탁하는 제 뒤로 제 뒤로 내게 뭉치게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오케이 공격에 충격 중일 수 부활시켜드릴 준비가 됐다 나이스 궁 있어요 쟤네 여기까지 들어오면 그때 궁 쓸게요 저 천둥 나이스 다 맞았는데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, 온다 어, 어. 온다 온다 제발 제발 저거 저거 저거 좀 부셔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샷 메르시 없어 지금 들어갈게요 그러면 힐좀 힐좀 힐좀 와 파라오 매력이 계속 붙어있어 와 미치네 저거 오. 나이스 견지만 견지만 넘어가 나가지 말고 이거 잠깐만요 리퍼 리퍼 리퍼 뭐야 뭐야 뭐야 새끼 새끼가 팔아 팔아 위 팔아 계속 저 메리시 먼저 잡아줘 여 어, 한조 힐좀 힐좀 힐좀 힐좀 힐좀 힐이 못 따라 아, 컷 어, 잘해 컷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죽었어 와 돌겠네 리퍼 때가 됐다 리퍼 공 얼마 남았습니다 공원이다 리퍼 아 근데 죽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먹혔다 비비비 어 튀어 튀어 중간 중간 보고 가지 뒤뒤뒤 이리 와서 나와 싸우자 골 나이스 나이스 막아 막아 막아 오빠 나 살려줘! 나이스. 근데 나이스가 아니네. 살려줘, 살려줘. 나 어, 살려줘. 미치겠네, 진짜. 자리야, 와 미치겠네 저거 나이스. 아, 저 파라 진짜. 호송 호송 우리가 먹어요 그냥. 예, 어 있어요? 어, <laughs> 옆에서 힐이 그냥. <laughs> 아, 피 떨어지는 것 봐. 와. 아, 더워. 땀빠졌다. 아, 저기네. 영웅님, 일어나세요. 봐라, 봐라!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웅웅웅웅 디디디디 으아 오. 자 해프 가요 가요 가요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됐어 됐어 중계 완료 와 뒤지겠다 살리면 말해요 빼요 빼요 빼요 살려주요살려주요 전도 있어요 나이스 뒤에 뒤에 뒤에 쏘자 아 살려내는 거 봐라 지금 어어 어. 라인을 깔았어 아우 막아요 막아요 뭐야 뭐야 차에서 지금? 나이스 아씨 힘든데요 과연 와 아, 돌겠다 진짜 나이스 리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이 점수를 줘컷 아, 나이스, 이겼어 이겼어 아이샤. 아 리퍼 괜찮네 좋아 좋아 좋아 하이라이트 <laughs> 만든 것봐 와 아, 치유량 만, 만천이야 <laughs>